아 또 저희 올리온 오브가 음악을 들을 때 또 스포티파이를 많이 이용한단 말, 이죠또 여기에 저희 올리온 오브에 머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러와 봤는데 머니가 어딨나요 바로 바로 아 제일 위에 있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플레이 와우 올리온 오브 프로듀서 팀이 편곡을 한 곡이죠 아 녹음할 때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 올라가지고요 <laughs> 이제 저희가 평가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 들려드렸어요 딱! 방금 이 파트!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리듬 타서 들으시다가 갑자기 딱 눈 뜨시면서 이거 누구야?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 칭찬인 줄 알고 어? 아 선생님 어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야야 이 파트 빼고 다 괜찮은데 할 정도로 메인 보컬의 체면을 다 구긴 하이 나인이 목소리예요 와 규빈이 형 이거 잘했다 규빈이 형이 최근에 노래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인정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올려놓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우들이 머늬 다리빛 나를 너에게 사랑한 사 치를 할래 y yeah.